목에다가 끈을 걸고 있어 미수가 미수가 안 좋은 안 좋은 생각하면 안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빨래를 돌리러 왔어요 집에 세탁기가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코인 빨래방에 왔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 빨래 친구들 오늘 저 생일이에요 친구들이랑 남자친구랑 밥 먹기로 해가지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진한 화장을 할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제가 하는 대로 화장을 하려고요. 평소에 그냥 요즘에는 파운데이션 아예 안 바르거든요. 눈썹도 그냥 브러쉬로 그리지도 않고 브러쉬로 그리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일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너무 창피하다 그래야 되나?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것도 뭔가 너무 부끄럽고 그게 멋쩍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조금 약간 그래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되게 좋은 거예요. 생일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이 이상해요. 어릴 때는 참 스스로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일 때마다 저처럼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처럼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는 내가 되게 구린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너무 너무 나를 미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최애 립스틱을 소개해드릴게요 짠! 네이밍의 스머지 세미 매트 페이스프 이거 진짜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얘를 살짝 overlip으로 바르고 블렌딩을 하면 너무 예뻐요. 누드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사셔야 돼.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끝! 이제 옷 입고 머리만 좀 만지고 머리는 따로 고데기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가려고요. 베비 에어만 좀 정리를 하고 edge control이라고 잔머리 정리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아마 젤로도 대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 잔머리 뿌리 쪽 있죠? 이쪽에 이렇게 발라서 얘네를 착 붙여줍니다. 얘네를 뿌리부터, 이 근본부터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베비어 정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마 해외 유튜버분들 채널을 보시면은 좀 더 저보다 솜씨가 좋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따라 더 이상한 것 같네요. 이런 거 알죠? 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 오늘 베비어는 좀 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나갈 거예요. 이번 역에서 치어선 보라리아 방면으로탑승하시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누룩 향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그리고 드시면 드실수록 초콜릿 향 같은 게 나요. 음. 맛있다. 그 향, 향 괜찮네. 너무 맛있다. 스트도고 관심도 모여야 돼 진짜 너무 많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조명이 안 보여 모르겠어. 강태입니다. 일본어로는 노도고로라고 해요. 목 뭐 안이 시커멓다고 해서. 와 노래 불러주세요 하나 둘셋넷 네. 축하합니다 생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 입에 먹어보기 이거 고기가 살짝 말린 생선처럼 되게 꼬들하다